작은 자기가 좋았어 와아 간지러워 아, 아, 아, 하지마 다리는 어딘가요? 뭔 거지? 사진 찍으 하는 그런 거야? 이렇게 하는 거